점심이고 하니까 얼굴 안 나와 아니 저저 저, 멋있게 점심이고 안. 하니까 오케이 어 점심이고 하니까 어 주먹밥을 만들어 먹읍시다 그래? 모든 건다 준비가 돼 있어 얼굴 안 나와 아, 딱그 정도에 나와 어. 다, 주,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오케이 어디 가는 거야? 그런 거 가야지 알았어 두개다 데워야지 언제 그냥 먹어도 된다 너 너도 구워서 요리를 하는데 구워서 가야 되지 않겠냐? 아, 오케이 다안 보여 <laughs> 아 제가요? 아, 아 제가 제가 하는 거요? 오케이. 어 좋아. 어 좋아. Thank you. 모델 패션.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어 좋아. 오늘 밥 받았어? 이거 좀파는데 어?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그래 이렇게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손으로? 어 이걸로 야 그럼 손으로 먹지 이거 핑거푸드인데 젓가락 없어? 자 이제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? 어 내가 먹으면 돼 자 먹어봐 우와. 짠맛이 우정하면 케첩도 있고 음 케첩 먹네 그럼 음, 먹어볼게 근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, 없는 어, 거 아닌가? 맛 맛이 수,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손으로 먹으라 손으로? 아 이게 뭐냐고. 아 정말 어, 어렵다. 어, 어때? 하와이의 핑거푸드 하와이 맛은 안 나고 <laughs> 그냥 한국 <laughs> 봉땡땡이라고 알아? 봉땡땡 밥버거? 그만 나는데